이번에 그만 먹고 아, 모든 걸 다 버리고 아, 저는 어, Specter 어, 기상 넘어갈 건데요 오늘도 신나고 재밌게 네. 플레이 들어가도록 할게요 Specter는요 아수라 종족을 들어가야 돼요 아수라 종족 아수라 종족을 들어가면 Spec, Stepper, 어, Strider, Assassin, 어, 스펙트로 가면 됩니다 자 일단 종족을 선택을 했고요 이건뭐 어차피 어, 캐릭터는 똑같으니까 아, 냅두고 벨 복장도 입혀보고요 이뻐 이뻐 복장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본 캐릭? <laughs> 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깜찍이 킬러 침면 있을까요? 이거 이만 있나? 어 되네! 어 깜찍이 킬러 되네요 그냥 깜찍이 킬러로 가겠습니다 뭐 장비 이런 거 절대 잘안 받을 겁니다 자 어, 이벤트 좀 뜯네요 Boss Hunter. 아 아직도 Boss Hunter 있나? 어 아직도 Boss Hunter 있어 자 스펙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가 어, 진정한 토트리얼, 토트리얼을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시작하는 겁니다 저. 자 이것만 알고 가자 뭐뭐 뭐 뜨는데 NPC를 뭐 하자 뭐 이런 거다 그냥 천천히 보시면 되고요 가자 자, 할렘이면 지금 탈 수 있을 거야. 근데 돈이 들어가나? 일단 이동해 보도록 이, 동해 보도록 할게요. 그? 아 있네요. 시크로트 계약권. 아, 먹겠습니다. 아, 한 달짜리 시크로트 계약권이 있었어. 자, 여러분들도 처음 시작하면은요. 여기 일단 그마을까지온 그 다음에 여기서 시크로트 교환권을 타면 됩니다. 어, 여기 탑 8도 8도 8도 님 계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온 김에 마도사 카르트한테 buff를 받아보겠습니다. 돈이 되나 한번 일단. 어 7천 불피가 되네요. 돈 좀 일단 벌어붙었나봐. 뭐야 어, 돈 너무 많이 줬다. 자 메마른 달빛의 유적 제1실로 갈게요. <laughs> 젠장 돈이 부족해서 못 간다. 그러면은 실현자성으로 이동할게요. 자, 메말은 달빛의 유적 제1실로 이동할게요. 3천 벌었어. 3천 벌었어. 아, 정말 아슬아슬하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자, 메말은 달빛의 유적 제1실로 바로 들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아, 반가워요 진짜 그러네 우리 서든 때 보고 또 이번 처음 보는 건가요? 예. 아 <clears throat> 51렙 자 일단 51렙까지만 키우고 말 한번 가보도록 자 돈은 26만원 정도 모았고요 오케이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그러면 바로 마을로 와서요 템부터 사러 갈게요 템 해서 아에테르를 충전해야 돼 생각합니다 이걸 안 했다 에테르도 충전해야죠 수리,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반지 반지 필요 없는 것들 그 돌리면 됩니다 네. 에테르 충전할게요 아이고 네 987원 예, 딱 3랭치 할 수 있네요. 아, 이제, 어, 아, 스킬, 스킬이요? 아, 스킬을 찍어야 두 개씩 수 있다고요? 예. 음, 자, 수전자의 섬으로 이동. 어 찾은다 찾은다 찾은다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던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잃어버린 갱도인데 일단은 사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잃어버린 갱도 1탄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최대 70에서 80대까지 키우, 키우면 돼 네, 다른 건 접속 시에 시간이 흘러가요. 내 공격이 눈었지만 아, 만약 접속을 끊어도 그 시간이 계속 이어가서 끄면 꺼진다는 얘기잖아요. 오! 60대 달성! 드디어 마의 60대를 달성했습니다. 얘만 잡고 빠질게요. 자, 현재 60대까지 키웠습니다. 스펙터, 아, 스펙터 1차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